야 어, 잘못 못했어. 코. 코. 되돌아야지 코. 콕, 콕 여긴 되돌아 코. 아니야 코 코가 안 맞아 그래 코코 어 안해 그래